하고요 눈썹도 여기 눈썹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아우 고양이 녹는다 아우 고양이 녹는다 표정 음, 좋아요 기도 기도 고양이 녹는다 저쪽 기도 할까요? 돌려줘야지 이렇게 미안해 혼날게 괜찮죠? 고양이 녹는다 사랑해 이제 항해 바닥으로 가서 괜찮네 고양이 녹는다 한미가 때문에 녹을 수가 없어 신경 쓰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빛은 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뭘로 청소 하냐? 다른 솔로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아 또 고양이 녹는 우리 고양이 단호가 사르르르 마음이 녹아 우리 안또 여기 도줄까 이렇게? 여기도? 거기다 뽀뽀해줄 거야? 아이고 이렇게 줬냐? 여기다 뽀뽀했어 아이고 고양이 먹는